안녕하세요. 러블레터 크리스입니다. 세 번째 love story는 어, 우리 남자 시청 남자 채널 구독자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표현입니다. 어, 저도 사실 축구 특히 우리 해축이라고 하죠. 해외 축구 big game 같은 거를 정말 놓치지 않고 보는 편인데요. 뭐, 그,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굉장히 좀 샤킹하다 그럴까요? 예, 챔피언스 리그 지금 semi final 준결승 진행 중이잖아요. 내일 또 우리 남자분들은 정말 고대할 토트넘과 또 아약스죠. 예. semi final 새벽 4시에 예정되어 있고요. 저도 어, 내일은 힘들어도 보려고 지금 계속 스케줄을 조정 <laughs> 중에 있습니다. 예. 물론 모든 어, 남자분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정말 제가 하는 운동은 탁구를 좋아하고 보는 운동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축구를 딱 보면서 음, 아, 저는 보지 못했지만 이 결과를 딱 보면서 오늘 외울 표현은 어, 정말 대단한 역전이다, 대단한 역전승이다 이 표현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자막에도 제가 띄워드릴 텐데 정말 대단한 역전승이다. 이게 영어라면 what a comeback이에요. what a comeback. what라는 게 여러분 어, 이렇게 뭔가 감탄할 때 쓰이 많이 쓰이는 또 패턴인데요. 예. 뭐 정말 아 오늘 너무 대단한 하루다. 너무 힘들다. what a day. 뭐 이런 표현들 있는 것처럼 what a comeback. 컴백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재기한다는 뜻도 있는데 어, 역전승이라는 또 뜻으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what a comeback이라는 정말 제가 구글의 기사를 오늘 그 리버풀하고 어 바르샤잖아요. 예. 그 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what a comeback이라는 기사가 그냥 약간 도배를 했더라고요. 예. 또 밑에 자막에 띄워 드릴 텐데 the greatest comeback 정말 최고의 역전승이다. 예, 정말 최고의 역전승이에요. 오늘 누가 리버풀이 정말 최강의 무적함대라는 스페인의 정말 바르샤를 이기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laughs> 예. 예. No one knew. 아무도 정말 몰랐을 거예요. 예. 4대 0이라는 스코어로 이겼네요. 그래서 사진들에 보면은 리버풀 선수들이 정말 컴백 역전승한 표정이 너무나 잘 살아 있습니다. What a comeback 이거를 외우시고요. 또 최고의 컴백이다. Great에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어서 The Greatest Comeback 자, 이 표현도 어, 함께 외우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일 또 토트넘이 Another Comeback을 해주기를 또 우리가 응원하는 어, 손흥민 선수가 어, 또 두 골, 바라기는 또 세 골 넣어서 기적을, 역사를 예, 어떤 history를 만들기를 좀 팬의 한 명으로서 응, 원을 합니다. 그리고 러블레터는 뭐 최고의 comeback win이죠. 예. 여러분 역전승을 comeback win이라고 win이라는 여러분 이기다는 승리라는 거를 붙여서 얘기해도 되고요. 최고의 comeback comeback 자체가 또 역전승의 의미로 쓰이는데 최고의 comeback story는 어, 우리 러블레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어, 인간을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신이 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러블레터도 한번 어, 구독자가 아니셔도 시청을 해보시고요. 오케이. Okay. Have a good one. 예. I'm looking forward another comeback tomorrow morning, early morning. 내일 이른 아침 새벽에 또 하나의 컴백 윈을 고대를 해보면서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What a comeback. That was the greatest comeback.